세계 팍 그들이 선배 홀리원 내 레게의 판내 오직 붐바 루킹 알로케이 두 번째 이름 백종원 느낌 랩을 만나기 쉽지 원백인 원팬 잡아지 돌잔치 한 손으로 라이 누워서 타는 드라이 원백인 원팬 잡아지 돌잔치 한 손으로 라이 누워서 타는 드라이 원백인 원팬 잡아지 돌잔치 한 손으로 라이 누워서 타는 드라이 원백인 원팬 잡아지 돌잔치 开速度的 ride，我操，他能 drive。